아, 아, 아, 좀, 좀 찍자.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귀여운 습관입니다. 이거 진짜 이거 왜 가져가냐니까? 아, 미친놈아, 이거 뜯지도 않는데. Oh.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어? 아우? 아 아, 아, 아, 아, 좀, 좀 찍자. 아하. 너 그거 같아 썩은 동화줄 타는 호랑이 같아 Ooh,